나는 낡은 것을 더 이상 귀찮게 할 필요가 없으며 나는 나중에 나중에 남자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랑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가 끝내 결별을 알렸다. 지난 스무한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 에서 김종민은 연락도 안 되고 라며 황미나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나는 여러 번 실망했지만 여전히 그를 믿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나는 항상 사람이 항상 가장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한 번만 살펴보고 그 거울의 완벽한 면을 시각화시켜 주세요. 인생에는 길과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 동반자를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오래 산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짧은 거리만 갈 수 있습니다. 황민아는 현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 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지금까지 촬영이 잡히면 촬영을 가는 게 아니라 미나를 보러 간다는 심정이었다라며 신 경을 전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할 때만 만난 건 아닌가? 싶다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누군가를 떠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럭해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외롭습니다. 그 향수에 밤을 받아들이면서 아침은 일어나는 것처럼 메시지의 줄을 기다리고 일어났습니다. 황미나는 앞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오빠가 부담될까? 과 배려한답시고 못하기도 했다. 오빠가 나에게 다. 다운다기보다 멈춰있는 느낌이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김종민은 확답을 주지 못했고 서로 오해가 깊어 갔다. 과거를 회상하며 김종민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라며 화를 안 내면 좋고 착한 거라. 고 생각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헤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라며 관계를 정리했다. 황민아 김종민 커플은 진심 어린 썸과 연애의 과정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종민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두 사. 람의 사랑은 종지부를 짓게 됐다. 김종민은 지난 16일 첫 방송된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소개팅 전부터 연애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여사친 신지로부터 데이트 팁을 듣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 특히 기상캐스터인 환미나를 위해 첫 데이트 장소로 역사, 박물관을 선택, 치구기를 보여주는 센스를 발휘한 김종민. 은 황미나와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손끝 떨림을 드러내 는 순수한 면모를 발산하며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쾅이게 했다. 이와 관련 23일 오늘 방송될 연애의 맛 2회. 분에서는 김종민이 심쿵 발언에 이어 쿵짝 케미로 황미나와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인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역사 박물관 데이트 이후 식사를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한 상태. 레스트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가 기계치라는 김. 민종의 고백에 황미나가 저도요라며 맞장 구치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처음 공유됐다. 이어라 장야를 잘라주는 황미나를 보며 김종민이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하자 황미나가 또한 번쩍도요라고 말하며 단점까지 갔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 첫 만남부터 궁작 케미를 보여주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설렘을 돋웠다. 또한 김종민은 영화만큼 로맨틱하고 설레는 김민종표 이벤트도 선보인다. 김종민이 식사 도중 갑자기 사라진 후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아 황민아를 당황케 한다. 하지만 이내 식사 후 산책길에 김종민이 준비한 황호란 이벤트 현장이 펼쳐져 황미나를 감동케 한다. 이어 이벤트 도중 김종민에게 여자친구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 등장하자 황미나가 스스로 김종민의 공식 여자 친구를 인증한 것. BCRO를 통해 지켜본 MC 최화정, 박나래 역시 저, 건, 결혼하면 액자각이다. 로맨스 코미디 같다며 감탄을 터뜨리며 두 사람의 급진전 로맨스를 확신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이미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후 조회수 도합 5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몰고 있는 김종민의 취중 고백 실사판이 담긴다. 해가 저무는 야경이 아름다운 한 루프탑 바에 들어선 김종민과 황민아가 보고만 있어도 심장이 움찔거리는 떨림을 내비치는 가운데 맥주 한 잔에 살짝 달아오른 김종. 민이 설렘 가득한 표정과 진지한 눈빛으로 첫 만남 전 얼떨결에 일방적으로 던졌던 오늘부터 일일에 대한 고 백을 진심을 다해 다시 고백하는 것.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 바보가 아닌 남자 김종민의 모습이다. 국민 남친 등극이 예상된다고 떨리는 환호성을 보 냈다. 과연 김종민의 고백에 대한 황민아의 대답은 무언일지두 사람은 오늘부터 이를 이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첫 방송부터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던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이 2회에서 역시 보는 이들의 설렘마저다. 중시키는 데이트를 이어간다며 연애하는 남자 김종민의 색다른 모습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종민이 황미나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미흡한 면이 만화 웃음을 자아냈다. (20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황미나를 위한 노래 이벤트를 마련한 김종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황미나가 오기 전 김종민은 리허설까지 해보며 만반해준 비를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오류로 에마워 실수가 이어졌고 김종민은 박자와 음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황민아는 그런 김종민을 보면서 도와주려 했고 또 박자를 맞춰주고 함께 입을 모아 노래를 불렀다. 전주 부분에서 김종민은 미나야 조그맣게 준비해봤는데 항상 너 보면서 행복했어요 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6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가수 김종민, 이 자신의 집으로 황미나를 초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를 바로 침실로 이끌더니 침대에 누워봐라 라고 재촉해 출연진들의 음흉한 시선을 받았다.